うんああおう、うん Oh. Mm. Oh. Mm. Mm.

음? 음. 어우. 음. 음. 음. 음. 음. 어. 음. 음. 嗯嗯嗯嗯嗯嗯嗯嗯哦哦嗯。

嗯，哇，嗯，哈，哈，嗯，嗯，哦，嗯，哎，嗯，哇，嗯，呵呵呵，哦。

うんおおう うんうんはいはいおうんはいうんうん 음? 음. 어. 음? 하. 음? 어. 음. 음? 음? 어. 음. 네. 음. 어. 음. 음. 음? 嗯嗯嗯嗯嗯。 嗯，哦，嗯，嗯，哦，嗯，哦，哦。